존나 맛있고 얘기 아무도 없었고 아, 깨놓고 뭐하는 친구야 깨놓고 깨놓고 캠에 붙여 우리 구름다리 지키는 사람 있나? 나도 구름다리 봤어

형 블루시트 블루시트 지금 블루시트 이번 다시 다시 걸러 갔어 음, 아이번 다시 아이번 왔어 아 맞다 이거 아! 또 아! 핵이네. 또 아! 뭔데요? 뭐가 있는 거야? 뒤에 는데 이제 없나? 오 깜찍하지 이게 죽었어 나이스 여기 t p 드랍인데? t p 드랍이네 이게 로딩 로딩 SD에 에이스까지 있어 SD에 에이스 없어 아 오, 쉣. 아, 네. 왔다, 잠깐, 잠깐. 사운드지만 긴 테이블 긴 테이블 긴 테이블 긴 테이블 자